Мен мендит күнтті үйірміт күнтті қаляғы ішінір. Ә, ода бедін басы жаңғырын тұсқа келжен әйдің. Ә, икі бұқса әмік болықла, икі бұқса әмген әлтін жаңғыртан ер дұрта. Ода манацақты ә, икі бұқса әмген жаңғыр қәлдік келдік ғұрын күн бәне. Әдін болықла окна цаганзам Владимир Аконович Каруев Оңғы тоқмарын болықла, э, екі бокса емген, екі бағы тұта арына күн болдық. Дәкеді болықла э, манжин Батыр, батыр Каруич манжиев басы екі бұқса емген күн болжана э, му құтылан, кутлан мукабенов құтылан. Тәдің болықла горбун екі бұқса емген горбун жаңғыр қайалдық күн болына. Бақ э, бах дөрде үкі бұқса бұқса эмгин, ике манлан геде ғазырты, э, менғын есін э, зон арвын естікче желді, нертай жаңгырче адушин церін кедік Төрсмін. Адушин церін болықла жаңғырегі әуірі әскәсі сұрсын беле, Менғын есін зон ердікче желді, жаңгыр марғанды оралсат түрін ормы езілсін ә, зук ә, тере желді ғын есін зон ердікші желді жәңгірші дучин сырын ә, саяхан қайлы. ода балқыла би эйлян олан жәңгірін негі белгигі сырына айсар дұғыл жегінім алтын күнкен алдыр богдай жаңгыр қойырын бәрі білік 나스타느냐 두시나 지르기는 그나 부그명근 시르 우세와 이브라뉴른 데벨슨 서다나 신진 나라를 신일라 이내 너른 오도르그 문대게 세몽데리크 세다 금마나 보그 이지 신일라 чейжін үйлінің та көкі кеуір Садық тінне қаражы құрқы кейжі саннат Үргін зұру ауру чена сыңдыня Алдыры жаңғырегі ұрын зылзердің юнуат Йолуа Нарыны суғы үйде ғыраны хорында Құрын әрқына зерден әмін түмін Манықыны көгі ұлызына ду көғырырва Өтсе 은혜 오가나 제주는 은행타 교회 기울 서득등이 하락제 호르흑이 예산낫 으르근 수루아우르 제나 성근야 홍다라 정들이 그 하는 수세일든 요노와 요와 너는 소홀대 위로는 호란다 호란해를 하나 세란 남은 두만 만호는 그그 옷을 너도 그 호르르와 육체부로 나사린 가설 대수 근식이려고 은혜를 그 은혜를 기려고 길가 도록나 너래냐 내게 다 흐르는데 내게는 흐르다운 수앗 내린 가릇은 도슨 우드로 우드 그러나 송가그슨 요드 봉나 내가 너구로 하나 서린 가설 대글 선사의 대흘레만 한 사가 노노라 허러 내일을 다 기승 기승 빈 아르탈레바나 세한 세르데 운하고 가라다 그주 요스 나도한 하이야다 벽그명가나 시시린 노드가 던지조가다 배신긴 거시르명 जीर्णगोगणैकरदवरकोकसम्बातशुदेयूसं नेमन्तु मनमनखनकोककवसेनानोहमजेयावनगरुवा हे गुरुदुरुसन्दो वन्दिन्येहमुजे हुरगदातुवा तोस्नासन् निरुगनगुगतोर्मासन् जीर्षनुगुगत् गेलसुरेन्दलसलगन्दैभीवयर्हनदोङ्गारात् गुगत् Отсыны газренер деңиза мулан халы булат үлләдә юна Оудыры жонгрин орынзу зердің ингенем арына неге ердір Эуді сәғын савыр арына тулан әмыдағы нергәт Нев юм салулу күві Үзін жонгрин әйелу әйлі вәгүрвен хұнық түкісін сауты Bayin kanı nogdine çi yumanı vesik ulananı tohulat. Eneni niya dokendene kösün kımmen tujine şirikin. Kıvını bükümündene şik şirin oruna seyirsin. Aldırın oyuna cangırı bulta. Dula tada namaga dura tunce urulce uhibin. Uda turla tadan irce helhelerin. Меня волхабель дорогих Yüreğinin döküldüğü güvere sargını vatısı kullanırını murdet Kurban dola hona kadı kavluyun Anunda küse değil ve Kurban kolu katsa sehava Yüreğinin döküldüğü güvere sargın summandaları nuret Golun kirvede kara tutuva ухою анаугада кейсін-кейсін бейін арықталыбыны сәқын зерде ұнғыл болғарады көзі юсынан уған хияда бүкімін ғана жүрсірген нутыға тыншез улада бәшінген қашыры күн үйдінде хәті жаңғырана батырға шығытын күрсіні зәні бұданы кейсі әбі Büyükünün gını şişirgü, hurudana karrana tohuvar, hımı gazere zevene gısat, şilta керіл қатындан келіні бәні. Үйіні күгі құйырты Yücüdal hıbılıklanama gıçıdal Altını gigane derin ki seni bebe İcüne doldu nürutun sümege karıcı gıtın Erun şu şu uttayımı icüten yıgı Kurbe alkla summanın kara tudalı Giyene bekle Küne niyesi de güle tevçede huyir alhada guruvadıkla Şarkı namın dere karıcı irçke tunnul göbeve 이제는 용가다이 세년의 이기 이제 알아가온 홍그랜 소로 산사우트 혈대이로 선후 대진대 허울에 냄는 그난 사하라를 제여왔 아지르군 대가르시가 다체제 가라 살아가로고 배대 비세기가 호이라 가라 남충은 세다다 소화 숨만 오나다 어두워 해만단으로서는 오늘의 장대로 수제보사 다르게 우한 공글라율레 백시도 한도사 이리바게 하래 아래지네 시레 몰라네 수행 이두 두두 보고 선서대 선하시시르 세이르 선서대 실태선되는 길을 같은 후유를 그게 나 같은 기지여왔 이전의 실시를 듣는 오다 그를 달려 약세니는 이 아래다선 요진이 같은 기재배네 아른소제를 그 그것은 호이라노 도후 항마가 세를 세는 삿 이리와가 세은 후를 다른 가릇 싫다 오는 베일을 큐레데 일라 실실히 생근의 결제와 바 바른은 호이라는 술진등지이르라 바인 근간우대는 지지하는 진지르 은혜 오더를 장계라래 오다 홍계를 호이리는 이르 쓴내서대 오르지우 허유만의 기갓 Шышырын күлі тәлі тінні ойыр батырыны тұз жеуі Күшті күлі күдіні сөғат 부 무는 색으로 보자 드물인 색으로 도둑이라 쇼를 명근 수요라슨 순호제 베랩 내 너를 만나바들수 소요 큰큰 오던 지지 큰근지 길리를 베네 은혜 정글라도 아오르지 나서는 내 도로든 온 호르테그 도라 순제도 다정글 이득 니래 엉도를 순지 니래 걸어 선서대 목수리가 누구지 들으셔진 후이르게 가래디레 아우텐네 기제 들으셔진 후이르게 가래디레 배를 듣는 기제 흑을명가는 식시를 대길길에 배네 은혜들은 어선든예 놈 등그 선이 그건 아, 악을 실내게 생지 그거든 그르나 봄리 노라나 두 그늘자 일리바가세 한바가서드 바로는 비냐 허가대기니 비바인 금카노다나 지지보호 주는 비냐 허가대기니 주는 보서 너를 우건 홍도를 보고 두루나 더우나 배선들을 찾은 회의를 가래디를 우자 이를 듬지 들리 그러지 도타장그리 너를 봄비 노라는 기지들이 그런지 지르나 배 후에 듣네 기워 바인 근가 노다나 치지 억세 코나 노낫 이브레도 완투핫 이브레 노트가 템세대 가르와 하루된 유력서 나를 올라 홍그 Altın torbalı başının yıkarıcıyla Arızını sürüp olgada soğal 유르지지를 요로선서 대하오레라나이에나 장거를 투은 두루은 허니 그가 올라 Tuşuna döşene yeğsen o yeni kökü kollar Narana garığı yüde oyranı horana bedek Nom tügüs hani kökü Alış oldu gazancı havat Dürvana talını besin türü şacın huyrege havat Tekı zuğa hani üldele tansı bombe hani açı Yüzen kaldır hani köyünü